없이 인스타를 키지 말 걸 그랬어 방금 올라온 사진이 보여서 다시 지우개를 꺼내 들었어 근데 이제 전부 달아버렸어 내일도 이러면 나 어떡하지 아직 널 보는 눈빛이 밝은데 다시 우리 찾아 떠올려야 하지 근데 설득력이 약해서 솔직히 난 너무 어려워 내가 쳤던 인형 하나 치우지도 못했는데 못 이기는 착각 스테리오 기억나서 너가 원했던 괴로움꼭 들려주고 싶어서 마이크를 세워 내일 만나서 이 노래 들려줄게 네 미소를 볼 수 있으면 좋겠네 clouds 받아들이고 싶었어 그래서 비유가 납득이 되어 말면서 계속 생각해봤지 아직 사랑하는 게 미숙해서 일과 너를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했어 왜 그저 살아가면 안 되나 이 마음이 작아진 것도 아닌데 난 우리 모두 저 지켜보는 둥근의와달 근데 난 기다려 깨기시켜야만 완전하다 더 느껴서 다른 곳에 쉴 수 없어 이제 두 다리 뻗어봐도 잠이 들 수 없어 쉽게 괜찮은 척은 이제 못해 벽은 단단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허물어질까 과연 이를 악물고 참았어 매 폰이 들었다 나다가 해 친구들 조언이 위로가 돼 덕분에 버텨서 고마워 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 썸의 수리에 로데 VDS 나라 눈 위에 거리 불빛에 떨리는 마음을 내서 무시해 Santa Claus 노래하는 Santa Claus